런던아 윈디랑 우디리 가서 데리고 와 이제 들어오라 그래 들어와 이제 엄마가 아, 왠지 못 들어오고 있어 들어와도 된다고 해 빨리 오토바이 지나갔어 이제 씩씩하다 런던이 멋있다 하나도 안 놀랬어? t